약간의 추운 공기, 약간 연약한 이슬은 부주의하게 기어된 특정 메모리 캐비닛으로 손실되기에 충분합니다. 비와 겨울의 주위 김종민 황미나가 겨울의 문턱 앞에서 첫 시작의 설렘. 을마주해 안방극장 시청자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었다. 이는 지난 6일 전파를 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종민과 황민아가 둘만의 식나을 맞이하면서부터다. 김종민은 황민아와 스파를 했고 그녀는 감동의 미소를 지었다. 더욱이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맞추고 물장구를 치며 한 복함의 절정을 만끽했다. 특히 김종민은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진심을 은근슬쩍 전했고 황민아는 달달 한해라며 한박웃음을 터뜨렸다. 뒤이어 종민아 커플은 김종민의 박력 있는 리드로 홈데이트를 시작해 패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게다가 빨리 집을 정돈하고 집밥을 주고 싶은 마음에 바쁘게 움직이는 황미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쉬자고 조르는 김종민의 모습이 마치 남편과 아내를 연상하게 했던 것. 거기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서로 알콩달콩한 장. 난을 치는 모습으로 달달 지수가 최고조로 치솟았다. 무엇보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종미나 커플을 응원하는 애청자들의 정성 듬뿍 담긴 손편지와 선물들이 도착하자 두 사람은 응원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읽어보 며 행복한 감동을 느꼈다. 류담, 딴 사람이 됐네. 8년 전 비교해 봤더니 정중영 동영상, 충격과 배신 알고 보면 묘했던 지인들의 날 정중영 동영상 충격과 배신 알고 보면 묘했던 지인들의 말 하나뿐인 내편 결말 고래병 간경화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최수종 간기증 나혜미 이혼 요구에 눈물 하나뿐인 내편 결말, 고래병 간경화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최수종 간기증 나혜미 이혼 요구에 눈물 전현무 한혜진 결별과 찢어진 하트, 대초의 사귀지도 안. 아따. 억측까지 성지가 된 게시물. 전현무 한혜진 결별과 찢어진 하트, 대초의 사귀 지도안. 아따. 억측까지 성지가 된 게시물. 이날 김종민은 제작진과의 만남에서 황미나와 연락한. 한지 오래됐다라며 방송 때만 보는구나라고 느꼈다. 라고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그러면서 오해가 소지가 있을 것 같다면서 결혼 기사. 에 대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던 중 결혼 이야기가 나 왔다. 제작진 분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어보니까 저는 방송인이니까 대답을 피할 수 없었고 이런 기사에 나오게 됐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당을 못한 것 같다. 얼마나 부담되겠는가? 주변 사람이 좋다 아니다 말도 많았을 거고. 사실 이런 게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가족들까지 있는 거니까 감당하기 힘들 일이고 라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 놓았다. 앞서 방송분에서 황민아는 김종민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바 있다. 황민아는 밤에 연락하고 자고 싶다가도 오빠가 바쁠 가봐 배려했던 것 같다 라며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오빠는 모르는 것 아니냐?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해줬으면 했다라고 했다. 이에 김종민은 어색한 미소만 지은 채 묵비권을 행사했다. 방송 뒤 네티즌은 김종민이 공개 열애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다. 여자가 마음을 고백했는데 왈가왈부. 라도 해주지. 김종민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황민아는 OBS를 거쳐 TV조선 기상캐스트로 근무 중이 또렷한 이목구비와 깔끔한 진행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현재 황미나의 SNS는 지나친 관심이 부담된 듯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한편 이날 방송을 마지막으로 연애의 맛 시즌 1위 종 영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20일 번지일 방송된 TV 조선 연예에 맡은 전국 유료 방송가구 기준 시청률로 261%를 기록했다. 지난 14일 방송분이 기록한 5.927%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나 동시간대 1위를 수상하며 유종의 미를 꺾었다. 당신은 항상 내 곁에 있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주저하지 말고 나와 공유하십시. 5. 나는 이 삶의 모든 물결과 장애물을 밟기 위해 손을 자를 것이다. 연애의 맛을 통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은 첫 화보 촬영이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포즈도 함께 막쳐보고 연습을 해보니 생각보단 덜 어색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로의 첫인상에 대해 묻는 질문에 황민아는 종민없다. 각 현장이 남자답고 똑똑하다. 대화를 나눠보면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를 칭찬했다. 김종민 역시 황미나와의첫 만남을 떠올리며 너무 예뻐서 첫눈에 반했다는 대답으로 황미나를 향한 애정을 보여줬다. 닮은 듯 다른 성격으로 찰떡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김종민 황미나 커플은 14살이라는 근 나이 차이가 있음. 애도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김종민은 내가 외모만 늙었지 정신 연령은 한참 낮다. 미나가 워낙 어른스러워 나와 정신연령이 잘 맞는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101간의 연애를 해오며 처음으로 서로에게 애정을 느낀 순간을 묻자 황미나는 일기예보 방송을 할 때 종민 오빠가 모니터를 많이 해준다. 스케줄이 바쁜 와중에도 날 챙겨주는 모습에 반했다고 답하며 김종민의 다정한 면모를 자랑했다. 리얼한 케미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종민. 나 커플의 첫 커플 화보와 인터뷰는 S타일 매거진 2019년 1월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연애의 맛 김종민 황미나의 매우 달달하고 과감한 종민아 제주로드 2탄이 공개된다. 제 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이 마른 바다가 지나 갔습니다. 파도가 은이 아니고 달이 잠수하지 않습니다. 조수는 영원히 간절히 원합니다.